손좀 어, 푸시다. 한 두 번 연습해야 된다. 그냥 손 푸는 거 네. 한번 해보세요. 한번. 해보시다. 오케이. 네.

thank you